2억 2억 년대 그냥. 말해 그 형아 먹봐요 초코 마시수있으니 참아요. 초록실 무릎 보호대 차신 분 한다 얘기 아, 한다. 어, 아, 표정. 뭐 아우. 어휴, 아니 말해 그러지 않 너? 소명도. 규빈이 형 진짜 뭐랄 것 같아. 이거 너무 좀 심하다. 약간 상한 맛 나고. 먹고 나서. 아 정신이. 아 정신이 아득해져. 근데 나도 맛 없는 건 안 먹어. 아 입시 세겠다. 아니 완전 맛없진 않아. 근데 음. 좀 나. 나한테 그래요. 마셔봐 맞춰봐 마셔봐요 뭐 먹어봐 뭐 근데 진짜 괜- 나쁘지 않아요 이 아, 사람들이 그만. 아, 일부러 나를 놀리는 것 같아 녹은 거 먹는 맛 아니 약국 약국에 있는 그 냄새 어, 맛있는데? 맞죠? 나쁘지 않다니까? 어 이거 구슬 아이스크림 녹인 맛인데? 보니까 그러니까. 진짜 맛있는데? 그지 약간 음. 깔끔한 초코 맛이야. 음. 맛있어 나 한입더 마셔. 그리고 끓이는 맛이 있다니까? <laughs> 아 진짜 크레이지 딜리셔스. 아, 어.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. 어, 괜찮아 음. 둘이 말할 때 버릇도 찾았어 뭐? 이게 예. 진짜 둘이 잔동작 있어 아니 요거 때 결국 까타질 걸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던데 아 마지막 마지막 어, 어. 아 거기다 거기다 어 거기다 어. 뽀뽀할 것 같아 너는 어 그니까 나이쯤에딱 준영이 봤는데 용서하고 준영 근왜 그런지 모르겠어 원래는 여기까지 왔는데 네. 여기가 여기까지 왔어 <laughs> 이렇게 나 뺏었던 아형 이랬어 형이 이랬어 이렇게 들어가 이랬다니까 어, 제발 다 오지마 적당히 오긴 했어